핏에 맞춰주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. 된 거? 됐네. 맥주! 맥주 먹자! 어... 어? 어, 난 생각. 생각. 그때 이거 먹었었잖아 아닌가? 사랑이야 먹었잖아 완전 신맥주 에이요 어? 그거 먹어야겠다 싫어해 난 어. 먼저 피가 먼저지 아 초보같이 왜 이래 먹을까? 짠을 먼저 해볼까? 짠!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오! 냄새부터. 아, 바로 왔어. 와우, 나 사탕 먹고 먹었더니 더시어 사탕 먹고 먹었더니 더 셔. 아. 와. 기념으로 또. 엄청 빨갛게 나 어. 거의 빨, 거의 완치 수준이야. 별로 안 쉬어.